어? 막혔나? 어? 죄송합니다 <laughs> 괜찮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데 의의를 주고 그냥 한번 어, 단원이들이 이렇게 장바구니에다가 파프리카랑 토마토랑 이렇게 나를 위한 음식을 만든 딱그 순간이 습관 성형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네. <laughs> 네. 너무, 너무 아, 아 죄송해요. 너무 좋아요. 아, 네. 아, 나도요. 네. 그래가지고 <laughs> 어디까지 얘기했지 까먹었어. 음, 음. 오. 물에 레몬이 조금 띄어져 있으면 괜히 조금 어 오늘 케이크 먹었는데 레몬물 먹으니까 조금 좀 손이친것 같다 약간 똔눈 이런 말 하면 되는 안 되나? 또이또이? 또이또 옛날 용어 MZ <laughs> 세대 용어 아닌 거 아니에요? MZ 세대 분들은 쌉 가는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쌉 가는? 쌉! 욕 아니에요? 아, 처음 들어보셨나 보네?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피로는 간 때문이 네, 간이 아니, 이런 거 만들 진짜 심하신 것 같다 음, 음, 음. 자, 네 그, 래서이 간이 <laughs> 잠깐만 와 아, 노래를 괜히 불렀어 간 때문이죠? 음. 음 됐어요 <laughs> 웃지마 겨우 참았다 아 노래가 계속 들리잖아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그럼 안녕! 안녕! <laughs> 너무 톤 내려간 거 네. 아니에요? 네. <laughs> 아, 안녕! <laughs> 톤도 높이면 안 돼요? 제가요? 제가요. 아, 네. 저는 요즘 애기랑 말을 많이 해가지고 아, 그냥 네, 소에 네. 맞춰져 있어요. 다시 그럼 안녕! 안녕! 너무 잘했어요. 한 번 더. 하나, 둘, 둘 안녕. 안녕! 이제 마음에 들어요?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가장 건강한 변의 모양은 사실 바나나 같은 길쭉한 고구마 같은 온통형 음상이다 <laughs>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<laughs> 어, 이렇게 해도 되나? 그러니까. 아니 근데 진짜 항상 저는 모양을 <laughs> 사실 확인하거든요 그게 이상적인 모양과 색깔일 때 너무 뿌듯하고 막 너무 좋아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마이다노 기록을 할 때 메모에다가 제 배변 노트를 남겨놨어요. 코치님한테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<laughs> 진짜 이거 진짜 썼어요. 제가 쓴 거 보여드릴 <laughs> 수 있어요. 아 보여주는 건 좀 그렇다. 팔의 속도 놓치지 않게 음, 그렇죠. 조금 더 신나게 아, 손목만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. 그렇죠. 전체적으로 같이 그만! 그런 포맷을 한번 준비해봤어요. 기대되시죠? 그럼 또 내가 뭐 얘기해야 되는 거 있냐? 있냐? 있나요? <laughs> 죄송해요. 반말했지. <laughs> 음, 음, 음. 음, 음. 어, 오. 바꿔 할게요.